주세요. の後にやる 딱한 20대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참 좋아하실 맛이다 <laughs> 골목식당이다 이름도 카레가 살짝 매콤해서 그 까르보나라 소스랑 섞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내가 초초잖아 그래서 약간 까르보나 뭔가 음.